계획대로 되고 있어? 아니야 원래 이만큼 넣어야 돼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토스트 만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조금만 쓸 거야 딱딱 그냥 토스트 하나만 만들 건데? <laughs> 자 먼저 씻은 양배추를 하나 하나 정도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썰어서 이거는 <laughs> 저거 어떡하지? 자, 채, 채 썰어 줍니다 채팅창 보지마 채팅창 지금 보면 코코도 토스트가 먹고 싶은가 보네요 저는 토스트 안에서 큰 심지가 씹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토막토막 내주고 싶은데 도마가 작으니까 언니 양배추 샐러드에 식빵 곁들여 먹는 거야 아니야 여기다가 계란 두개 어느 나라 길거리 토스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용히 아니야 원래 이만큼 넣어야 돼 됐어 빵이야 꿀꿀이빵 부서지는데 빵을 잘못 쌌나 여기 부서지는데 김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걸꽃님 유튜브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팬가하러 왔어요. 오 좋았어 오! 오! 스리치스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제 계란 차례 설탕 케첩 둘다 해보고 알았어 설탕 케첩 다 넣어줄게 <laughs> 수술 들어갑니다 <laughs> 당황하지 않고 맛있겠다 같이. 너도 먹을래? 저것도 먹을 거야 여기 있어 먹으려고 폐기물 토스트 하나 따로 만들고 있어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우리 편집자고 보고 있어. 여기다 딸기잼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? 덮어주면 <gasps> 세상자 이렇게 오늘 요리는 끝이 난 것 같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맞네 반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근데 통째로 먹는 게 맛있어 양념 먹을까빵안 식었는데? 원래 여기다가 양배추 썰어가지고 너무 더 맛있는데 알아? 채 썰어놔서 그냥 생 걸로 올려 먹어도 맛있네 맛있어 다 아는 맛 아니야? 맛 설명할 필요 있어? 그냥 길거리에 파는 엄청 맛있는 토스트인데 딸기잼을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어 막피 흘리는데? <laughs> 은폐 해먹을 사람들은 딸기잼 넣을 거라서 설탕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음식이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딸기잼만 넣고 설탕은 안 넣고 사실 햄은 느껴지지도 않아 사먹는 게 돈이 덜 들긴 해 크게 못해 할 줄 몰라 하, 어떻게 치우지 이제